아, 그냥 하네. 아이고, 게 이게 없다고.

왜요? 오, 앵두. 야, 날렵해. 네. 2시간 넘도록 차지 하는 데다가 닭가슴살만 때안 좋워놓까